둘이 결혼은 어떻게 하셨어 황순복입니다. 고 영숙입니다. 왜 말이 없대? 저가 모질한 사람인가? 나갈까요? 조치원 다음 주 토요일 날 가는 거죠? <sighs> 일단 자는 게 어떨까요? 피곤하기도 하고. 어, 어, 어, 어. 에, 에 모르겠다. 3박 4일짜리 속리산 신혼여행의 첫날 응. 음! 어? 고영숙 씨는 신혼여행의 나머지 이틀을 시댁에서 보내게 될 줄은 응. 음!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애기 몸도 무거운데 네 집으로 가지 그랬어 어머니 모시적 싸을왜안 해드렸어 노인네 섭섭하게 하구려 아. 죄송하다고 전화드려 내 와이셔츠 좀 준비해줘 어? 계속 문 안열 거요? 아니 지금 뭘 저리 또 이러는 거요? 그럼 나도 몰라 주세요 기다려. 똑똑지 <clears throat> 못해서는. 아빠가 통닭 싸왔어.